네, 첫 번째 주제는요. 어, 작심 삼일이 되지 않는 계획법 세우기예요. 끊임없이 계획을 세워요. 하루 일과를 세우기도 하고 일주일을 세우기도 하고 또 한 달, 1년 매년 우리가 또 새해가 되면 새로운 다이어리를 사서 어, 한 해의 목표를 쓰죠. 대개 사람들은 보통 대여섯 가지는 쓸 거예요. 뭐 자기개발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또 어떤 학업과 관련된 것들도 있고 어, 내가 성과를 올리고 퍼포먼스를 올리고 싶은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, 저는 왜 사람들이 그 중에서 이 연말이 되면 그 대여섯 가지 중에서 두세 가지라도 제대로 지키는 게 없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을 해봤어요. 그거는 저조차도 마찬가지예요. 왜 매년 똑같은 목표를 세우는데 그걸 한 번도 제대로 지키지 못할까? 이제 앞으로 작심삼일 하지 않는 계획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는 바로 비심플이에요. 간단해져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 수많은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. 그 목표들 중에 맨 위에 있는 거 딱 한 가지 넘버원만 기억하세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, 한 해의 계획을 세우든 한 달의 계획을 세우든 분기별로 계획을 세우든 그 딱 한 가지만 이뤘다면 스스로에 대해서 굉장히 만족할 줄 알을 음 느껴야 돼요. 그러니까 그 대여섯 가지를 모두 이룰 수 없어요. 사실상 우리는 되게 불가능한 목표들을 끊임없이 세우고 스스로가 나태하다고 그리고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어, 자기를 규정짓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되게 어, 너무 많은 목표에 의해서 처음부터 지쳐버리는 거죠. 아, 이걸 어떻게 다 이걸 어떻게 다 지켜 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뭔가 크게 이룬 게 없을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, 어떤 목표를 세울 때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. 넘버원. 보통 우리가 1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죠. 그리고 뭐 특히나 또 유명한 뭐 프랭클린 플래너나 이런 것들은 장기 인생 계획, 뭐 3년 단위, 5년 단위, 10년 단위, 일단 먼 미래.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는 10년 뒤의 일을 사실상 제대로 알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애플의 최고 경영자 팀쿡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자기가 어, 대학원 시절에 25년간 25년간 어, 내 계획을 세웠대요. 근데 그 초창기 24개월 그러니까 2년 정도는 그 계획대로 그대로 갔대요. 근데 2년 뒤에는 그대로 내가 세웠던 목표대로 간 게 하나도 없대요.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그렇게 우리가 유명하다는 그 애플의 CEO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애플의 CEO가 될 줄 몰랐던 거야. 최고 경영자가 될 줄 몰랐던 거죠. 그러니까 인생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너무 긴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것이 물론 안 세우는 것부터 좋지만 어,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어, 꼭 그렇게 가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너무 긴 장기 계획보다는 앞으로의 1, 2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1년 계획을 세우는 것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되게 새해에 1년 계획이라는 걸 세워요. 근데 그 1년 계획을 어,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12월에 다시 한번 제대로 점검해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어, 저는 큰 목표라는 건한 어, 달이라는 시간은 조금 짧죠. 30일이라는 시간 동안 무언가를 이루기엔 짧아요. 그렇기 때문에 분기별로 어떤 특정한 목표 한 가지씩, 한 가지 이상을 세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. 그러니까 분기별이라고 하면 4분기죠. 1년이 3개월 단위로, 90일 단위로 어, 세워, 세워보셨으면 좋겠고요. 어, 꼭 그럴 필요는 없어요. 자기에게 맞는 분기를 찾으시면 돼요. 그게 60일이든 90일이든 120일이든 근데 1년이라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무언가를 이루어내기 위해 참기 위해 너무 긴 시간이라는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어떤 목표 하나를 설정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단기적으로 1년이 아닌 분기별로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해요. 네, 작심삼일이 되지 않은 계획법을 세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건데요. 우리는 되게 계획 세우기만 알아요. 저도 그랬어요 이제까지 근데 계획을 세우고 나면 돌아볼 시간이 필요해요 뭐 그게 하루에 매일 밤 자기 전이든 일주일의 마지막 날인 일요일이든 뭐 시작한 날이 일요일일 수도 있겠죠. 그러니까 그 일주일 안에 하루를 내가 세웠던, 세웠던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리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. 그러지 않고서는 그 계획이 잘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반성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 일에 대해서 어, 장기적으로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작심삼일이 되지 않은 계획법을 만들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성찰할 수 있는 시, 시간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, 어떻게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어, 이게 조금 너무 타이트하네 혹은 이게 너무 느슨하네 그렇게 스스로 조율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꼭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라는 말을 하고 싶어요 앞서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할것 네. 넘버만 기억하세요 넘버만 기억하시고요. 두 번째는 1년은 너무 길어요. 분기별로 분기라는 건 여러분들이 90일로 정하지 않더라도 두 달이든 넉 달이든 조금 더 짧은 기간 내에 어, 한 가지 목표만 달성하기 위해서 포커스를 뒀으면 좋겠고요. 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. 그것이 하루의 마지막이든 일주일에 한 번이든 네, 그걸 지키면서 여러분들 목표를 꼭 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또 다른 제 SNS를 이용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 볼게요.